안녕하세요. 그레이트 킴입니다. 오늘은 저희 부부의 취미인 족구에 대한 영상이고요. 어, 제 와이프 김 여사의 A킥 공격 연습 동영상이 되겠습니다. Bye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